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칸디루 영상인데요 제가 얘네 연말이기도 하고 그간 너무 그지 같은 것만 먹인 것 같아서 간만에 몸보심하라고 시장 가서 맛있는 걸 사왔어요 오늘 칸디루한테 줄 먹이는 바로 아귀예요 나름 제일 작은 거라고 사온 건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이게 아기가 새보다 양이 많기도 하고 내장이 너무 크길래 내장은 제가 조금 제거를 했고요 이거 솔직히 남을 것 같긴 한데 그간 영상 찍는다고 진짜 못 먹을 거 먹을 거 다 먹어본 칸디루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샀어요 이제부터 이 아기를 한번 먹이로 줘볼게요 자 아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와 오! 오 반응 개빨라요 이게 아까 넣기 전에 맡아봤는데 진짜 비린내가 미쳤더라고요 근데 칸디르가 비린내가 있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냄새 맡자마자 아 이거 우리 칸디르가 정말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잘 먹네요 오! 오 이게 뭐야 오 입안으로 들어갔어 미친 세상에 와 근데 진짜 살 살팔하게 잘 빠먹네요 이게 아기가 살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비늘도 없고 얘네가 굉장히 잘 파먹고 있어요 오! 막 지금 안으로 파고 들어갔죠 와 지금 몸속에 한디로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들이 다 꼬리 쪽에 몰렸는데 이거 아기를 들어보면 이 안에 칸디로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오! 지금 몸 안에서 막칸디로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왜 다 절로 모였대? 저 꼬리살이 맛있나봐요 다 그 지금 꼬리로 몰렸거든요 오 우리 코이 선생님 지금 거의 칸디른 줄 알았잖아 오 얘가 지금 그간 살이 많이 쪘거든요 육식을 좀 했더니 와 근데 지금 칸디로들 그새 지금 살 파먹고 배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오 지금 아기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오 아니 근데 이놈의 코인은 육식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이게 들어왔을 때 상태 진짜 수입할 때부터 좀 그지같이 들어왔던 애들인데 좋은 거를 많이 주워먹고 나선지 지금 지느러미도 되게 길어지고 깨끗해졌거든요 게다가 칸디루가 저런 코이 같은 애들 지느러미를 건드리는 고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와 얘배 봐요 무슨 알배 찬거 같네요 뭐야 벌써 다 먹은 건가?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지금 식사가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입질을 조금씩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칸디루가 슬슬 이제 여기서 추경이 오래되고 해서 먹이 반응이 엄청 올라갔다 보니까 먹는 스피드가 이제 엄청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영상 찍으면은 그래도 5분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분 만에 뭐 다 집어먹었죠 한번 이거 들어가지고 지금 꺼져 들어가지고 이 안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은 다 빠진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꺼내서 봐볼게요 어두우니까 조명을 좀 켜고 와 지금 보면은 여기 살 파먹은 자국 보이세요? 살벌하게 파먹었죠 이게 마리수가 많고 이 고기 양이 적으면은 이 안으로 아예 파고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안에서 막 가만히 막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일어나면 다시 자고 막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. 아, 근데 아기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애네가 막 그 살을 되게 막 많이 파먹고 그러진 않았네요. 뼈가 보일 만큼. 아기 크기에 비해서 칸디루 숫자가 적은가 봐요. 아까 꼬리 집중적으로 먹던데 와 구멍 뚫렸어요. 지금 어 지금 지금 안에 그냥 손가락 이렇게 관통될 정도로 구멍이 뚫려버렸거든요 오 지금 안에 여기까지 비어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비어있어요 제 손가락 들어가 보이세요? 손가락에 막 들어갈 만큼 다 파먹어 놨죠 여기 아까 막 열심히 파먹더니 구멍을 내놨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칸디르는 그냥 종류 불문 시체를 파먹는 이제 야생에 존재하는 시체 청소부예요. 그래서 그냥 죽은 거 냄새가 나거나 하면은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살을 파먹거든요. 거기에 사람도 해당이 돼요. 사람도 뭐 익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칸두루의 먹이가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잡아먹은 영상이 몇 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칸디루는 시기너다 그런 게 아, 이제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데 칸디루는 시기너가 아니라 그냥 시체를 파먹는 물고기입니다. 제가 얘네 수조에 맨날 손놓고 그냥 청소하는데 그냥 사람 맨살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이런 애들 맨날 어우 선 걸렸네 이런 애들 맨날 이렇게 막 만지고 해도 얘네 신경도 안 쓰거든요 지금 배가 불러서인 것도 있는데 뭐 평상시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넣을 때 그냥 손 놓고 꺼내잖아요 그냥 관심도 안 가져요 얘네는 오히려 신선하거나 한 거는 잘 안 먹고 좀 썩은 애가 나거나 하면 잘 먹더라고요 시력이 나빠서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아기도 이빨이 살벌하네요 음. 여튼 지금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상이 끝나버렸는데 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칸디루한테 이 아기 먹이는 영상이었고요 이 칸디루가 빨리 마리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 마리수 더 추가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뼈만 남기는 거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주던 돼지 머리도 그대로 냉장고에 있거든요 다음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남은 거는 피라냐나 줘야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루한테 아기 먹이로 주는 영상이었고요 얘네도 연말인데 좋은 거 먹어봐야죠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